오늘은 저희 집 강아지 세마리를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지금 키운 저희가 2008년, 아, 2007년부터 우리 한이를 만나서 키우기 시작해서 지금 11년이 다 돼가네요. 11살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1년 뒤에 어, 부부 부부를 산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제 여자의 한이를 샀고 그 다음에 3개월 뒤에 토미를 만났습니다. 토미를 만나서 너무 외로운 것 같아서 토미를 사서 부부를 만들어줬고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바로 우리 로즈 딸이 태어났습니다. 토이푸들 종류고요. 색깔은 레또라고 하는데 red 음. 뭐 거의 브라운에 가깝죠. 되게 귀엽고 머리가 좋아서 토이푸들은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강아지 키우기에 도미. 요 토이푸들이 도미. 좀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 털이 날리질 않고 다만 음, 카트를 시켜줘야 되는데 카트도 비싸면 본인이 하셔도 돼요. 저는 미용사 자격증도 있고 <laughs> 그래서 제가 카트를 하고 있는데 어, 세 마리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강아지를 기르실 때 한 마리는 한 마리만 키우시는 분 것도 좋, 좋고 더 키우고 싶으시다면 두 마리 두 마리가 딱 적당하고 세 마리는 좀 힘들어요. 산보 갈 때는 산책할 때도 그렇고 그 카트할 때도 그렇고 보면 좀 버겁습니다. 두 마리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한 마리는 어디 간다 외출한다든지 그럴 때 외롭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테레비를 틀어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음악을 틀어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 제가 우리 강아지가 태어나서 첫, 첫 강아지가 우리 로즈고 두 번째 태어난 애가 톰, 음, 걔도 톰인데 나 이름 똑같이 였는데 한국에 있는 저희 엄마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엄마랑 같이 살고 있는데 자식이죠. 이 우리 부부의 우리 토미와 하니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로즈하고 토미가 있는데 그 보면은 그래서 처음 태어난 그 두 마리는 세 마리 모두 세 마리였는데 한 마리는 다른 사람한테 팔고 두 마리는 우리 첫애첫 강아지 두 마리는 아직도 우리 주위에 있는 편이죠. 그러니까 엄마한테 한 마리, 제가 한 마리. 그렇게 첫 태어났고 이 판매를 할 때는 그 브리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일본에서는 그 자격이 꼭 필요하거든요. 한국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5년 동안 그러니까 피임 수술을 하기 전에 우리 한의를 피임 수술하기 전까지 건강을 생각하고 뭐 나중을 생각하니까 이제 빨리 그만 출산을 해야겠더라고요. 근데 27마리가 태어났으니까 굉장히 많이 난 거죠.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1년째는 3마리, 두 번째는 4마리, 5마리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났어요. 여섯, 다 마리인가? 5 마리가 최, 최고죠. 그러니까 아기를 참 잘 낳더라고요. 우리 강아지가. 튼튼해서. 그래서 뭐 어, 여기서 강아지가 꽤 비싼 가격인데 한국보다 꽤 비싸요. 한 3배는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혈통서도 있고 혈통이 자기 선저 선저까지 이렇게 다 적혀 있는 그 혈통서가 있습니다. 일본은 그렇게 해서 다 펫숍 펫숍에서 팔고 있어요. 뭐하니? 이 한이가 엄마예요. 엄만데 올해 11살 됐어요. 너무 똑똑해요. 안녕하세요 해봐 하니. 어? 하니 예쁜 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토미예요. 토미는요. 우리 로즈의 아빠고요. 아까 보여준 하니의 하니의 아빠 부부입니다. 남편입니다. 요게 더 작고요. 예뻐요. 그리고 다들 나이를 먹어서 중년을 넘어갔기 때문에 사람으로 치면 되게 말도 잘 듣고 눈치도 빠릅니다. 도미 사랑해요. 안녕. 요즘 밥을 먹고 있네요. 아, 아빠가 와서 밥을 먹겠대요. 서로 같이 뺏어 먹으면 안 되는데. 도미야 사이좋게 먹어. 로즈가 물러나네요. 아빠 드세요. 러즈 러즈는 하니와 토미의 딸입니다. 아주 똑똑하고 예뻐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세 마리 우리는 가족입니다. 예쁘죠? 아빠가 배가 고팠나봐요. 토미가 토미가 밥을 먹네요. 예전에 코스트코에 가서 산 건데 반응이 괜찮아요. 조금 건강을 생각해서 사고 있거든요. 우리 토미를 계속 따라가고 있어요. 토미야, 잘 자. 잘 자. 토미야, 안녕. 안녕히 계세요. 그럼 또 뵐게요. 해봐. 안녕. 우리 한이가 놀기 시작하네요. 옆에서 토, 한이가 놀고 있어요